done trying to make y'all comfortable. Right. For the record, you ain't trying to grow, then it's done for you. Right. For the record, lab on me going all the way. All the way. For the record, ain't trying to link no time to waste. For for the record. Been a little too nice to y'all. Now I gotta up price on y'all. Snake eyes on was on ice for y'all. A6 all the hate. I woke in a bar today. Got lost in the ballin' days. I'm flipping the bars, I'm flipping the flipping the flipping the on record, off record. I still count wins when they got it. On record, off record. I let them take advantage. I was wildin'. On record, off record deals. Tell them talk to Colin for the quote. On record, off record. I still want the act, not the ghost. trying to make y'all comfortable. Right. For the record, you ain't trying to grow, then it's done for you. Right. For the record, lab on me going all the way. All the way. For the record, ain't trying to link, no time to waste. For the record.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그로를 끈 게 2월 25일 그리고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막막했던 한 달간의 일일 영상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제가 일일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상 제작에 있어 저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께 한 달간 일일 영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로 며칠간 업로드를 못한 적도 있고 소재가 생각나지 않아 라이브로 대체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 동안 영상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몰입하게 된 거죠 저의 모든 일상은 영상의 소재가 될 수 있었고 제가 보는 유튜브나 영화들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1 1 1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영상을 보셨나요? 언뜻 보면 그냥 사람이 미쳐가는 과정 같지만 그만큼 하나의 영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했죠 그러는 와중에 매일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이걸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만들어내야 했죠 24시간이 모자라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를 하다 보니 저의 무기력한 삶은 회복이 되었고 집중력도 정말 좋아지게 되었어요 편집을 하다 보면 몇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11 영상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 영상 실력은 향상되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일 1 영상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영상에 대해 고민하고 몰두하다 보니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었고 편집 시간은 줄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영상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구독자 수는 그리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달은 저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견한 기간이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한 달만 몰입해서 하면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몰입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몰입의 힘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1일 1 영상을 마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눈으로 보기 좋고 귀로 듣기 좋고 즐거움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 봐요라고 할 순 없지만 다음 영상에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야스! 주모! 샷다 내려. 샷다 내려 좋아 축배를 들자